So, uh, why did you put on this real number of things?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코스코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마실 거는 메이커피에서 유니콘 브라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밀라하마라히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정말 맛있어요. 아 복숭아는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키위가 이거는 만약에 달기, 달기가 있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도 확 맛있지 않아요. 기위가 최고예요. 알함드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